안녕하세요. 러블레터의 크리스입니다. 28번째 러블레터입니다. 오늘의 영어 제목은 But even if he doesn't But even if he doesn't 그분께서 하지 않으실 그렇게 하지 아니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로 되게 유명한 표현이죠. 어, 다니엘서에 있는 예, 다니엘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렸을 때 뭐 주일학교 혹시 다니셨던 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어, 유명한 그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어, 그 오늘 외우게 될 표현을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어가 힘드신 분들은 여기 앞에만 요 표현만 외우셔도 되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But even if he doesn't. But even if he doesn't. But even if he doesn't. 예. But even if he doesn't. 힘드신 분들은 요 표현. 예. 그렇게 even if가 여러분 if의 어떤 조건절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표현 어, 그 히는 여기서 어떤 가십니다 신입니다. 예. 그리고 그 그러니까 신께서 그 문맥에서는 우리를 어떤 rescue, save,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내가 그냥 죽을지라도 나는 어, 내가 선택한 그 신을 끝까지 그에게 충성하겠다, 로이하겠다 그분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어, 되어지는 거죠. 그 컨텍스트에서는요. 어, 조금 영어를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The Message라는 번역본에서 그 나왔던 요거를 외우시면 원래 The Message라는 성경 번역본은 밑에 제가 적어드리겠지만 But even if it doesn't, it wouldn't make a bit of difference. make a bit of difference 이렇게 a bit of란 표현이 들어갔지만 좀 더 쉽게 외우기, 외우기 위해서 우리는 a bit of에서 bit of를 빼고 그냥 make a difference, make a difference 이 표현으로 외우겠습니다. make a difference 이 표현으로 어, 차이점이 없을 거다.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굉장히 결연한 여러 determined라고 하죠. 굉장히 결연한 그런 예, 문장입니다. 어, 멋진 문장이에요. 우리 27스에서 요거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긴 버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But even if he doesn't, it wouldn't make a difference. But even if he doesn't, it wouldn't make a difference. But even if he doesn't, it wouldn't make a difference. 네, 이따가 외우겠습니다. 어, it wouldn't 이게 여러분 여기서 would 역시 가정이죠. 미래 과거로 쓰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예,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가정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영어 번역본들도 but if even if it doesn't가 크게 차, 다르지 않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doesn't, does not의 줄임말을, 줄임말을 풀어서 한 부분은 있습니다. even if it does not. 예. 오늘도 지금 1시 9분에 오후가 아니라 예, 늦은 밤에 하고 있어서 막 좀 혀가 말리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예. 어, 잠깐 암기하기 전에 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음, 다니엘의 새 친구가 굉장히 에, 어떤 신을 부인하고 당시에 어떤 그 다른 이제 어, 아이돌이라고 우상이라고 하죠. 예. 그런 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다른 어떤 스태츄, 동상, 금동상 거기에 이제 절을 했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데 어, 그냥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예. 그 풀무불, 용광로, furnace 오늘 사진이 그런 거죠. 예. 활활 타는 거기로 걸어 들어가죠. 예. 결론적으로는 신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데요. 뭐 기적이죠, 기적. 예.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들어가기 전에 한 고백이 우리가 암기하는 문장인데 어, 우리는 신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리라고 믿지만 but even if he doesn't even if he doesn't save us even if he doesn't rescue us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It wouldn't make a difference.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참 멋지지 않나요? 예. 사실 이러 고백은 어,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정말 신과 신의 사랑을 신의 영원한 사랑을 어, 믿기로 선택하고 결심했던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어떤 삶의 행보와 일치합니다. 그들의 고백과 예. 음,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 어,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극한의 고통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게 해달라고 아버지인 신께 기도드리지만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의지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어, 결국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우리 대신에 어, 죽는 그 극한의 억울함과 고통과 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어, 죽어 주시죠. 예. 음,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 신께서 even even if it doesn't save me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 것도 it wouldn't make a difference.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요? 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나에게 나를 영원히 사랑하기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러한 가장 중요한 사실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전제하지 않고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 같아요. 어, 유한한 세상이 끝이라면 내가 지금 죽는데 이게 이거보다 정말 달라질 게 어디 있어요? 나의 존재가 이 땅에 사라지는 건데 어, 가장 큰 여러분 변화죠. 어, 우리 러브레터가 신의 영원한 사랑의 관점에서 어, 영어 성경의 핵심 문장들을 생각해보고 암기하고 있는데 공부해보고 어, 사실은 같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더 그런 사실들이 견고하게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모든 것을 좀 이렇게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부터 튼튼하게 좀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어, 교회에 다니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외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의 모습이 점점 이제 조건적이 되어가지 않나. 어, 뭐 제가 특정 교회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 어떤 교회들은 저도 간혹 이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어보고 그러면 신께서 정말 만사 형통하게 해준다. 모든 걸 축복해준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 굉장히 달콤한 메시지죠. 이거 여기에는 막 아멘을 열창하는데 신을 위해서 내가 억울함을 겪을 수 있다. 신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어, 이런 메시지 쉽게 아멘을 외치지 않죠. 예. 어,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신의 아들인 예수님, 뭐 우리 어떤 신앙의 기준점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볼때 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꿈이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싶지만 모두가 그렇죠.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오히려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굉장히 고생과 억울함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많이 해줍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어, 사랑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들의 또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족적을 남긴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예. 종교개혁 때에 뭐 켈빈이나 루터 얼마나 억울하고 도망다니고 고생했 고생을 많이 했나요? 예. 어, 그러니까 정상이란 겁니다. 여러분이 어, 혹시 신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성경을 볼 때 정상이란 거예요. 예. 어, 신을 사랑하면 만사 형통하다고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제가 좀 비꼬아서 얘기하면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극히 일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단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 나누는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어, 정작 그렇게 설교하시지만 정말 고민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스스로도 만사형통이 안 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희망사항을 설교하는 건데 어... 우리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에 좀 안타깝죠. 어제 27th Love Letter에서 이관희 집사님 얘기 오늘도 사실 연장선상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 신께서 어, 그 암이라는 질병에서 구해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천하셨죠. 천국으로 가셨는데 천국이 있다면 어차피 신과 사랑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가장 best place가 어떤 천국이라면 어, 사실은 어, 어떤 성경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빨리 가는 게 사실 좋죠. 이 세상은 말씀드렸듯이 신과 사랑을 나누기에 아주 적절한 곳만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행복한 순간들도 있지만 분명히 억울하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힘들고 억울한 일을 겪어야 할 시간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근데 천국에는 나오잖아요, 여러분. No more tears, no more pain, no more, no more sorrow. 예, 더 이상의 어떤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더 좋은 곳이죠. 예. 어, 그렇다고 여러분 자살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마쳐야겠죠. 예. 그게 언제인지는 신만이 아시겠죠. 예. 제가 러블레터도 뭐 그중에 하나의 미션인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서 신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어, 나를 따르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십자가라는 거는 고통이고 고난이잖아요. 아무리 십자가를 좋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형틀인데 예. 어, 제가 어느 러블레터에서 제가 영어를 계속 공부하고 연습하고 특별히 열심히 연습했던 이유가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들 그뭐 쉽게 얘기하면 유럽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왔죠 한국에 그래서 그분들이 어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굿뉴스를 이렇게 전달하다가 이제 당시에 이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걸 기독교적으로 순교라고 하죠. 예.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그분들에게 어떤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걸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도 이제 많이 성장했고 그래서 어 제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살면서 해야 되는 미션을 신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뭐 예상하시겠지만 얼마나 좀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어 뭐 저번에 뭐 제가 영어 성경을 어, 예, 한국에 있는 미국인 영어 아, 미국인 교수에게 가르치고 뭐 수년 동안 가르치고 또뭐뭐 뭐 영국에 정말 막 길거리에서 설교도 하고 막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그 결과만 들으면 오 멋진데 오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도 있었지만 여러분 어 여러분에게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그런 어, 비전이나 어떤 신이 내가 그걸 하길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시도하다가 엄청나게 어렵고 실패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도 나누겠지만요. 예. 그렇지만 어, 계속 시도하라고 저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널 사랑하고 네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just keep going, keep trying, 계속 시도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탁구장에서 운동을 한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제가 정말 정말 인조해야 하는 어떤 운동인데 탁구장에 요즘에 좀 재밌는 게 어, 이제 제가 영어 과정으로 예, 어떤 신학을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또 이제 후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 타이완 대만계 미국인인데 예, 그 친구를 만났고 예, 그것도 신기하죠. 근데 오늘 또 그 루크라는 사실 루크가 여러분 어떤 성경 name이죠 역시 데니얼 어제 얘기했던 성경에 있는 이름이니까 뭐 서양 문화가 다 좀 Christianity를 배경 foundation으로 깔고 있으니까 그런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어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루크라는 친구가 굉장히 막 훈남이에요. 잘생기고 막 덩치도 좋고 탁구를 치고 싶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거를 아니까 거기 사장님이 이제 얘기 좀 해보라고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 일비라고 이제 외국인들도 오면 이제 강남에 있는 탁구장이니까 외국인들이 자주 와요. 그러면 일비를 8천 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못 하시겠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가끔 이제 코치들이나 이제 사장님이 탁구 코치들이나 저한테 전화가 와요. 외국인 이제 저 없을 때 외국인들 올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신 얘기해 달라고 뭐 레슨이 개인 레슨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 그래서 하여튼간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루크라는 친구하고 한참 대화를 나눴어요. 영어로.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인기도 많을 것 같고 잘생기고 굉장히 소셜하고 사회성도 좋고 그럼에도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되게 의외였어요. 자기가 시드니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살았는데 어,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거기서 친구 사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인 여자친구를 만났던 것 같은데 근데 한국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거예요. 요즘에 한국이 굉장히 뜨고 있죠. 꼭뭐 BTS 이런 한류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한국의 여러 가지 한국에 또 정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왔는데 이제 나이든 분들도 막 가르쳐 주려고 하고 또 사장님도 챙겨주고 그러던게 참 좋았나 봐요 이 친구가 근데 저한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드니에서 고등학교 이후에는 친구 사귀기가 친구 사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국에 이제 한국에서 잡을 구할 거다. 그래서 어, 나도 강남에 근처에 있다. 나도 뭐 영어 가르친다.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면서 하여간 자기가 내일 또 올 테니까 같이 또 치고 막 먼저 막 카톡 뭐 저한테 막 자기 그 찍어주고 아이디 알려주고 하여간 뭐 친구가 되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제 대학원 후배 어떤 대만계 미국인 케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불러가지고 소개시켜주고 저는 또 약속이 있어서 이제 내일 보자고 하고 나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 아, 근데 한국어도 배우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에게 저는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어, 저 서양 문화가 되게 individual 하잖아요. 개인주의적이고, 예. 어, 아, 이거 듣는 우리 구독자 중에 또 그, 그, 쥐니라고, 예. 듣고 있으면 또 한번 연락 주시고, 예. 외국인 강사들 엄청 오랫동안 관리한 우리, 제가 그런 서구권 그런 어떤 미션 팀의 리더로 있을 때 같이 잠시, 예. 교회에서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거 계속 듣고 있을라나 듣고 있어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아, 한번 밥, 밥 사드리러 갈게요 <laughs> 외국인 강사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한 분인데 예. 하여간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난 이유가 있던가 그래서 제가 이 있는 지역에서라도 제가 그런 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원어민 강사가 엄청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국어도 지도하면서 이제 영어 성경도 같이 알려주는 그런 굉장히 훈훈한 모임이죠. 어, 대신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그 미국인들은 막 연세왁당 이런 데도 엄청 많이 다니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 성경을 같이 좀 알려줄 수 있는 물론 이제 한국말도 가르쳐줘야 되면 한국말도 같이 써야겠죠. 예. 저도 완전히 영어로 하면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뭐 제가 원어민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뭐 여러분들도 조인할 수 있고 여러분 중에 어, 또 영어 다 관심 많이 있으시니까 예, 또 원어민들 같이 모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벌써 지금 생각해도 배꼽 빠지겠네요. 예. 어, 어, 뭐 확정은 아닌데 특별한 장소를 또 장소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공간을 많이 요즘에 약간 찾고 있는데 잘하면은 그런 공간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간 그 공간이나 어떤 이런 모임이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정과 장소가 잡히면 여기 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시작될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꼭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말이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여러분도 어, 이런 일들이 좀 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신께서 기뻐할 일 같다 그러면 기도 저를 위해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요. 어, 항상 예, 쉽지 않 항상 기쁨만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또 어, but even if he doesn't, even if he does not 그분께서 내가 원하는 식의 구원을 해주지 않을지라도 예, 여전히 그분을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을 믿고 묵묵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 짧은 거 해볼까요? 영어 힘든 분들은 짧은 거 짧은 거 다섯 번 But even if he doesn't But even if he doesn't But even if he doesn't But even if he doesn't But even if he doesn't But, even if he But even if he doesn't but even if he doesn't, but even if he doesn't, but even if he doesn't, but even if he doesn't. 마지막으로 한 번 더. but even if he doesn't, But even if he doesn't. 자, 우리 뒤에 붙여볼게요. 조금 영어 되시는 분들은 요걸 외웁시다. but even if he doesn't, it wouldn't make a difference. But even if he doesn't, it wouldn't make a difference. But even if he doesn't, it wouldn't make a difference. But even if he doesn't, it wouldn't make a difference. But even if he doesn't, it wouldn't make a difference. But even if he doesn't, it wouldn't make a difference. But even if he doesn't, it wouldn't make a difference. But even if he doesn't, it wouldn't make a difference. But even if he doesn't, it wouldn't make a difference. But even if he doesn't, it wouldn't make a difference. But even if he doesn't, it wouldn't make a difference. But even if he doesn't, it wouldn't make a difference. But even if it doesn't, it wouldn't make a difference. 오늘은 남자 목소리로만 했는데요. 우리 다음에는 여자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힘내시고 Let's pray for each other.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 특별히 또구 그 독자 중에 저한테 굉장히 힘들다고 연락을 좀 힘든 상황이에요 많이 주신 분이 있는데 어, 힘내시고 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어, 다시 한번 어, 어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용기 있는 결정을 하기를 응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